리퍼 아누비스 거의 6명 다 kill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고 아프리카 BJ 이제 DBJ 밤에 누가 한번 찾아주세요 뭐 아직 실력은 보통 이거 같지만은 남들이 볼 땐 어쩐지 자 봅니다 죽음을 맞이해라 이게 바로 리퍼입니다